Hi everyone, this is Grace. Long time no see. 안녕하세요, 저목입니다. First of all, I want to apologize to all of my viewers and subscribers because I haven't been able to upload anything on my channel for the past few weeks. I do have my personal reasons slash excuses which I might make videos of, um, I'm not sure yet, but I do feel really bad and I'm really sorry that I was just gone without any prior notice. So from now on, I will try my best to upload my videos as consistently as possible possible. So I'm really sorry once again and thank you so much for understanding.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유튜브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며 오랜만에 누굴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인사말, greetings라고 하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디오 제일 초입 부분에서 썼던 표현 long time no see가 있죠. 한국말로 해석을 하자면 너무 오랫동안 못 봤네 라고 되는데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라는 느낌의 표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유사한 표현으로 다음 문장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n't seen you forever. I haven't seen you in years. It's been ages. 네, 이 표현들 모두 다 정말 오랜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너무 반갑다, 널 봐서 너무 좋다 라는 표현인데요. It's so good to see you 라고 하시면 됩니다. It's so good to see you.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과도 쓸 수 있는 인사말입니다. good 대신에 어, wonderful 혹은 great 등의 다른 형용사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it's great to see you today 아니면 it's wonderful to see you 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잘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라는 질문의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How have you been? 이라는 표현이 있죠. 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ow are you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w are you는 상대방을 처음 만나거나 뭐 최근에 만났는데 또 만난 거나 아니면 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것 등 모든 상황에서 무난하게 건넬 수 있는 인사말이라고 한다면 How have you been? 은 have 플러스 pp 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있는 두 사람이 좀더 적으로 못 만났던 기간에 대한 근황, 안부를 묻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ow have you been?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로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어, 첫 번째로 나 이거 이거 하면서 지냈다 라고 좀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싶다면 I have been 플러스 동사 ing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 최근에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어 라고 하신다면 I've been traveling a lot 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 또나 요즘 요리를 좀 많이 했어 I've been cooking a lot nowadays 네, 이런 식으로 그 동사, ing 표현 써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어, 나 잘 지냈어? 아니면 나 좀 바쁘게 지냈어? 이런 식으로 좀 덜 구체적이고 vague한 대답을 원하신다면 I've been 플러스 형용사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잘 지냈어 라고 하시면 I've been well 혹은 어, 나 좀 바빴어 라고 하시면 I've been quite busy 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인사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배웠던 표현 다음 다이로그에서 같이 또 보겠습니다. 그레이스와 에임이라는 두 친구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상황이라고 알아주시고요. 사실 제 최근 근황을 반영해서 만든 다이로그입니다. 쭉 같이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에이미가 Hey Grace, wow, what a coincidence. Grace 안녕, 어, 이런 우연이 다 있어 라는 표현이죠. Grace가 Oh my god, Amy, hi, it's so good to see you. 어, 에이미 안녕, 완전 반갑다. 그 다음에 에이미가 How have you been? It's been ages. 어, 너 어떻게 지냈어? 너무 오랜만이야. 그 다음에 그레이스가 I've been really, really busy. Job hunting and apartment hunting, all super stressful. How about you? 그레이스가 그래서 나 진짜 진짜 바빴어. 어, 나 취준도 하고 집도 구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지냈어? 그 다음에 에이미가 Oh, same here. 나 똑같아. We should hang out sometime and catch up. 우리 언제 같이 밥 먹자. 여기서 hang out 하면 같이 보자, 놀자, 뭐 밥 먹자 이런 식이 되고요. sometime and catch up. 어, catch up 하면 서로 근황을 나누다 라는 표현으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Grace가 Seriously, are you free next weekend? 어, 당연하지. 어, 진짜 그래야겠다. 너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영상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만큼 어, 배웠던 표현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내셨나요? 에 대한 답을 I have been 플러스 동사 ing 혹은 형용사 용법으로 써서 답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It was so good to see you everyone and have a good day. Bye.